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모두 준비됐습니까? 네! 네! your punk up and jump it. Uh. Yo, have more, do that and shut up, pump it. Are you here? Me, yo, near, boy. 오 k a y m o r 는 디카페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이 철없이 부자 누전화 제끼고 jeans 웹밤 레이징 내 부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패닉 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무례가 같이 사기에는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Y'all don't deserve it A fortune is unnecessary 나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숨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리 비운의 baby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ay 올라갔다 내려가 속에 내리는 같지 항상 거칠고 물한 모금 마시길 자 여기